저번화에서 호랑이 타이 소동이 끝나고 세손자가 용서를 받았다는 소식에 덕임은 기뻐하지만 그런 덕임은 왠지 모르게 세손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내기 연못에서 분노의 물수제비를 시전하게 되는데 돌 던지러 가자 뭐? 가자 나도! 어머님! 정말로 세손자께서 용서 받으셨대요? 어 기쁜 나머지 어디론가 무작정 뛰어가는 덕임은 곧이어 산의 첫째 누이 동생인 청연공주를 만나게 된다. 일공자 곧 정식으로 나인이 된다며? 개례식은 언제니?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중궁전에서 함양하실 것이옵니다. 반면 산이 또한 운명의 다리로 산책을 나오게 되는데 어? 오라버니다! 오라버니! 아씨, 난왜 안 돼? 무슨 비기려라도 있어? 있지 그럼 돌이 한 번 튈 때마다 그 사람 얼굴 한 대씩 때려줘 주 정연이 아니냐 왜 이리 자주 거리 드나드느냐? 오라버니도 참. 참 오라버니, 이 아이가 곧 동궁의 나인이 될 것이어요. 이름은 덕임이에요. 덕임이가 이 누이 대신 할바만 맞게 오라버니를 용서해달라 청을 올렸거든요. 선, 송구합니다, 좋아. 잘못 들었습니다. 접선. 선, 예. 여기 부채가지고 계신가? 저 앞에서 더우신 모양이세. 덕임이 좀 보아주셔요. 그만 가보거라. 지금은 내 분주하니 나중에 그렇게 산이와 덕임은 물가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게 된다. 어찌 감히 세손조와 예안을 함부로 바라보는 것이냐? 송구합니다. 저 좋아. 때마침 겸사서가 지나가서 참 다행입니다. 겸사서, 고맙네. <laughs> 사람 가지고 놀아. 적어도 한 열대쯤은 싸대기를 날려줘야지. 싸대기를. 나는 난 보고 싶지 않았느냐? 전하께서는 괜찮으실 것이옵니다. 지키셔야 할 게 아주 많으니까요. 전하께서 지키셔야 할 것들이 오히려 전하를 지켜드리겠지요. 이러지 마라. 내가 잘못했다. 네가 여전히 궁녀였다면 후궁이 되라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전하 정령 신첩을 아끼셨사옵니까 다음 생에서는 신첩을 보시더라도 모르는 척 꽃길만 스치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드디어 접선에 가려진 산이 정체를 알게 된 덕임은 분노의 물수제비와 함께 잠재된 재능을 선보이고 반면 마지막 산이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음에 넋이 나간 얼굴로 서고에 있는 생각시 시절 덕임을 회상하게 된다. 아울러 편집하는 휘조차 이 모든 것이 얼굴에 부딪히는 소설이 바람처럼 부디 이 둘의 운명이 서글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